مرکزی نمونه 안녕하세요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실비김치 안에다가 자차로니 말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만약에 매울까봐 맥놈 아이스크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니라힘 처음부터 이렇게 매운데 이거 실비김치 아니고 눈물 눈물김치 눈물이 날것 Málton. しいもほど足元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네 아, 실비김치가 눈물김치예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